맞아요. 같이 음악이 아주 이상해지 나 그거일 줄 알아. 나 뭐였더라? 아니 나그 뭐냐? 그 네. 유일할 그 때 했던 거 기억이 안 나. 그거 뭐야? 눈썰매 뭐지? 아, 기억이 안 나. 뭐야? 유일할, 유일잖아요 오. 뭐였더라? 넥스터. 오. 뭐였지? 나도 모르게 와 역시 오! 오! 오! 잘한다 좀 다르 보이지 않아요? 귀엽네 다시 더 다시 도해볼게 오케이 너무 미, 너무 미끄러워. 뵙겠습니다.